파프랑 꿍트한테 개인 척 해야지 나는 무릎 무릎 Thank you.

내가 곧 가져갈 것이야 왠줄 알아? r u 내가 아파 내 몸이 내 온몸이 아파 와, 와, 오, 와, 아, 아, 와, 아, 와. 나 아, 포트야 공 던져줄게 포트 엄마 공 던져줄게 그쪽으로 말이야 애들은 용기가 없네 우리 집애들 애들은 용기를 심어줘야겠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공은 좋은 공이야 봐봐 아니 도망가지 말고 스 이거 봐